you 오늘 야채가 좀 들어왔네요 어? 야채가 좀 들어왔네요 오늘 물건 엄청 들어왔다 어제 저번에 다 팔렸는데 말씀하세요 자 오늘 야채가 좀 들어왔습니다 가격을 알아볼까요 오 배추도 있네요 2.59 괜찮은 가격인데 어? 앵크리지보다 싸다 쌈! 삼겹살 쌈! 야4.59 아니 괜찮은데 가격 이거 김치 아니에요 우와 김치 9.49가 우와 이야 이게 12,000원이네 김치도 있고 대박인데 두부 야 두부가 6.09야 두부 야 이게 6.0 6. 괜찮네 그죠 괜찮네요 삼겹살 볼까요 삼겹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번에 삼겹살 야 삼겹살 삼겹살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요 12.50 아, 이거 안 하면은 뭐 한국 식당 안 가도 괜찮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살까요 물? 아 라면 예 라면 한 박스 가격 얼마일까요 아 라면 한 박스 26.99 우와 3만원 넘네요 라면 한 박스 3만원 넘습니다 이거는 컵라면은 2.5 2.5 2.5 컵라면 하나에 그래도 컵라면 하나 먹으면 배가 든든 여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또뭘 볼까요 주스 치킨 주스 14.39 주스 비싸네 와. 연어 이건 뭐니? 콜라 콜라 콜라 한 박스 얼마죠? 물. 아, 콜라 14.99. 펩시 콜라. 이게 14.99. 11.20 세이브인 했다는데. 코카콜라. 물이, <gasps> 물이 비싸네요. 물이 이만큼이 34불 99. 35불. oh my god. 물값이 되게 비쌉니다. 이게 물 말고 다른 음료수 먹어야 되겠다. 이게 연어 연어로 만든 것 같은데 연어 연어 스테이크 어 있잖아 응.